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다. 어떤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빛으로 타인을 비추는 모두가 우려를 표할 때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마스터가 되었던 자랑스러운 나의 형. 마스터는 단순히 존경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야.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른 일을 돕는 사람이지. 이건 내 바람이지만 나중에 노아가 좀 더 크면 그때는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. 내 도움 같은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? <laughs> 물론이지.